Hi, Poguga here. I want to introduce you to the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irim. This episode features female foreign students individual matches. The American team <laughs> the Middle East team 아, 중동 팀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대표입니다. 모로코 아프가니 선수가 들고 나오고 있고 Chinese team. 어, 중국 네, 중국 대표단은 네, 네. 시에디도 리우동 선수 리우동. 네, 다음은 아, 밝은 표정으로 입장을 하고 있고 이어서 Japanese team. 네, 기수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는 예. 아이, 나오키, 마미 어, 계속해서 입장하고 있는 팀은 동부 Southeast Asian team, 라픽, 아잉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로 네, 다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아시아 아잉 대표입니다. 선수가 대표로 나오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의 칼리나 입장. Central Asian 예. team, 우즈베키스탄, 네, 우리 고려 어, 네, 다음은 인들이 유럽입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독일의 키르기스탄 연합팀이 되겠고요. European 자, 이어서 team, 유럽 연합팀 Korean team. 어, These sign carriers are all 어, wearing 네, Korean traditional clothing called 한복. 그렇습니다. 오늘 이달을 준비한 저희 선수들 정말 많은 훈련과 아, 연습을 해왔고요. 침묵 도모도 참 어, 여러 모로 해왔고요. 아, 선수들이 좀 긴장하는데요. 선수 퇴장하세요. 네, 선수 퇴장. 자, 그러면서 이제 8개국 아, 대표까지 또 입장을 했고 많은 아, 각 어, 국에서 아, 이제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어, 그동안의 그 훈련이 참 열띤 그 나날이었습니다. 네, 그 3년째 제가 이 선수를 좀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예. 올해가 가장 네, 결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자, 니다 어떻게 훈련을 쌓아왔는지 함께 보시죠. 선수들이라 아마 이 심판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아, 이 실험에 어, 물론 뭐 기술적인 거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 경기장에 올라오는 거라든지 이렇게 현장 기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There are three referees. 상체 발과 네 경기는 이동원 출신, 곽영호 출신, 박승범 출신이 너무 어려워요. 네. 연습 많이 필요해요. 네. 연습. 고생이 아메리카 많습니다. 우리 팀을 심판진들. 소개합니다. 네, 먼저 아메리카 팀이 나오겠습니다. Hi, I'm Taylor representing Team America, and I will do my best. Go Team America. 我来自河南开封，我叫李雨桐，中国队加油！ 제일 강한 팀이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유럽 팀이요. 예. 자, 이제 일곱 번째 대결로 넘어갑니다. 6개 텔러, 2개 리우동의 맞대결, 정상바의 텔러, 연세대학교 학당. 자, 테일러 선수 미국의 5번 선수로 나왔기 때문에 네, 선수진의 출전을 할 기회가 없었고요. 예, 선선을 보이는 테일러, 예마슨 선수, 홍상파 중국의 리우동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서로의 관계라든지 문댓말 정리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우동 선수네요. 조금만 지나면 돼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리우동 선수는 부전승, 테일러는 예선에서 갈리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2대 1의 대결이었고요. 자, 저선파 의 테일러입니다. 자, 높임말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게 자, 밀어치기. 강력한 밀어치기였었죠. 괜찮았어요. 네, 갈리라 선수를 Both athletes grab each other's belts, which is are called sapa. There are three rounds per match. Whoever wins two time first proceed in the tournament. 적극적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 딜러 잔미리치기 어, 아, 어, 힘 좋아요 힘 좋습니다 오 어, 잡채기 네 딜러 어, 오, 오금 당기기 네. 리동리동 네, 오금 당기기 리동안 따리 들어가면 되는데요 네 파티는 딜러 아 그러나 아, 네. 그렇지 네. 딜러 입에 밀렸어요 <laughs> 네, 네. 그 테일러 선수의 오금이라는 것은 그 무릎 뒤쪽을 오금이라 그러거든요. 예. 자, 지금 허벅지를 잡았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제압을 할 수가 없었고요. Yudong attempt the Okum Dankiki but failed. Rather than uh, hooking the uh, back of the knee, she got the upper arm string. 무너지는 리우동 강한 상대를 만났네요. 아, 그러나 잘 버텨줬는데요. 자, 아까워하고 있는 네, 정료 선수인데요. 한 판을 먼저 따내고 있는 테일러. 두 번째 판. After winning two rounds of her match, Taylor proceeded to the quarterfinal. As a tradition, both athletes bow to each other before leaving the ring as a sign of mutual respect. 네, 단체전에서 테일러 선수가 앞쪽에 있었어야 돼요. 네, 앞쪽에 있었다면 상황이 또 틀려졌을 수도 있었고요. 예. 아,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laughs> 끝까지 끌어당기는 리우동이네요. 네, 테일러 선수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3대 예, 0으로 졌거든요.